여기가 어디냐면은 저희가 임팩트가 드디어 미국 미국에 왔습니다 이번 공연의 메인은 저희 신곡이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신곡의 이름은 나나나라는 곡이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 컴백 무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동일하게 아, 똑같이 나나나도 케이콘 LA에서 아 이렇게 협박하기 LA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우입니다 네 어, 지금은 여기가 LA 와보니까 여기 이곳 열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재밌게 잘 하나 둘셋 위야 예. 임팩 안녕하세요 임팩트입니다 기업이 너무 그려진다 안녕 팩트TV에요 지금 LA 오신 소감 어때요? LA, 네. 어, 뭔가 LA, 좀 LA 갈비 먹고 싶어요 LA <laughs> 팬들 어때요? 여기가 정말 되게 열정적이고 네. 그리고 뭐랄까 굉장히 어, 열정적이었어요 또또 또 우리 재엽 씨는 아이고 열정적이시잖아요 어... 솔직히 네. 팬분들이 안 계실 줄 알았어요 네. 근데 어,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환영을 해주셔 아니 근데 플랜카드도 이렇게 직접 만드셨더라고 어, 만들어서 오셨더라고 음. 멤버들 중에 네. 최근에 네. 가장 좀 말을 안 듣는 멤버 아 상희가 오늘 절 삐지게 만들었어요 어, 왜 무슨 일로 을 아니 아, 화장실 같이 가자 그랬는데 네. 아까형 좀 이따 같이 가자 이러면 되잖아요 네. 아 운동해야 돼 하면서 되게 절 귀찮아해 하더라고요 어... 아. 5분만 기다려라 했어요 그, 럼 나중에 얘기했고 제가 삐진 거 같으니까 음. 5분만 기다려 어... 아. 이거에 대해서 해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해명 안 하겠습니다 5분만 어,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. 지현이 형이 혼자 갑자기 삐져가지고 화장실 갔어요 아니요 말 혼자 화장실 왜 갔어요? 말투가 너무 차가웠어요 혼자 갔습니까 결국에? 네 아니요 태우 아... 태우 고 갔어요 아 같이 갔습니까? 네. 왜 같이 가셨습니까? 어 안쓰럽잖아요 요번 이제 앨범 하면서 멤버들 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외모 순이 본인 넣어서 네 본인을 포함해서 저요? 네 일단은 네. 일단 첫 번째로는 네. 딱 경문이 형이 지금 되게 많이 물이 올랐어요. 그죠. 아. 경, 네 예산 사, <laughs> 물이 올랐나요? 살이 올랐나요? 물이 올랐어요. 아네네 네, 네. 사실 이번에 네. 항상 이제 파격적인 것만 하다가 문제가 네. 뭐 정상적인 네. 걸 했잖아요. 약간 좀 요즘에 적신머리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잘생겼다는 평이 많아서 공제를 2위로 두겠습니다. 아 2위입니까? 네. 잘생겼다는 평은 많지만 2위. 음, 알겠습니다. 그리고요? 일단은 아까 네. 약간 태호가 나랑 화장실 가기, 가졌기 때문에 네. 영순이 영순이요? 네. 뭐, 뭐, 뭐. 네 그것 알겠습니다 때문에 옹순인 거예요? <laughs> 굉장히 평가가 주관적이시네요 네. 그리고 네. 상희를 원래 아시던 제 친구들도 네. 이번에 상의가 뮤비 보고 음. 완전 잘생겨졌다고 네. 막 수술한 거냐고 했죠. 했는데 네. 같이 안 가졌기 때문에 오이. <laughs> 뭐 재업 씨는 항상 네. 네. 나오시다. 몸도 좋고 네. 항상 평타를 치기 때문에 네. 재업 씨가 그러면 1인가요? 1위에요? 1위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0위 2위 음. 네 1위 네 지금 잘생겨졌는데 5위 그럼 3등이랑 4등은 누구예요? 경문 형이야 <laughs> 자 이내나 오빠가 앞에 있는 소감 어때요? 지금 여기서 가장 행... 지금 이건 가장 행복해 행복한 사람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제가 찍고 있어요 지금 난 맛이 상상이 돼 그래요? 아까 난, 난 솔직히 그냥 좀 진한 빅맥 맛일 거 같아 아 그래요? 나는 나는 내가 봤을 때 약간 살짝 쉑쉑버거 업그레이드? 아 저희가 인앤아웃 버거를 기다리다가 태호 형이 데이비드 베컴으로 추정되는 맞아.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정말로요 정말 백화이었나요 확인을 했는데 자동차도 똑같고요. 너무 똑같이 그리고 너무 닮았고 저희 이렇게 봤는데 현재, 닮았고. 현재 또 LA에 현재 또 LA에 살고 계시죠. 뮤비 지금 어, 해요? 거의 뮤비인데? LA 오면 뭐가 제일 하고 싶었죠? 저는 네 나이키 매장 가서 아, 신발 나이키. 사고 싶어요 LA는 또 미국에는 한국에 없는 모델 그쵸? 되게 많잖아요 저는 맞습니다. 신발에 관심이 너무 많고 네.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신발 되게 좋아하죠 또 저는 네. 신발 매장 나이키 매장 가고 어, 싶어요 나이키 매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? 중요한 건 뭐죠? 돈이 없어요! <laughs> 안타깝게도 매장은 갈 수 있지만 신발을 살 수 없는 제어병입니다 아 그거 좋아 아니 아니 여기 보지 말고 여기 보지 말고 밑에 밑에 봐봐 땅 봐봐 좀더 굉장히 열정적인 사진작가죠 좋아 좋아 좋아 표정 좀 아련하게 네 지금 되게 열정적으로 사진 찍고 있는 분을 제가 찾아봐, 찾아러 가겠습니다 제 사진 열, 열심히 찍고 계시네요 네제 직업입니다 아 직업이 포토그래퍼 어, 직업이 사진작가인데 어 아이폰으로 찍으시네요 요즘 아이폰 대세 아이폰이 대세입니까? 아 역시 대세를 따라가는 포토그래퍼 뭔가 이게 되게 뿌듯하네 누군가의 네. 인생샷을 건져준다는 어, <laughs> 굉장히 사진을 오늘 되게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네. 오늘 약간 물이 올랐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다 예뻐요 그러니까 오. 보면은 보시면 다 되게 예뻐요 지금 LA에 왔잖아요 네. 상이 형은 LA 오면 어떤 게 가장 하고 싶었어요? 저는 LA 네. 오면은 네. LA에 있는 바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LA 바? 아, 네. 또 그런 분위기를 music, 즐겨봐야 되니까 바. 그러니까 뭐 저희는 네. 음악을 하니까 네. 좀 그치? LA에 와서 좋은 LA, 노래 네, 좋은 노래를 한번 음, 들어보고 싶어요 좋은, 좋은 음악들 노래 네. 네. 좋은 그치? 음악과 좋은 음료 아 좋은 음료 함께 하면 좋죠 좋다 좋다 네, 네, 최고죠 좋은, 좋은,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네. 그 러시아 갔을 때 어, 스케줄이 끝나고 네. 그냥 길거리만 딱 걸었는데 뭔가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도 좀 뭔가 그런 느낌이 음. 또 다른 그러니까 뭔가 다른 나라에 와서 다른 나라의 뭔가 문화와 뭔가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게 진짜 되게 은근 힐링이 되는 것 맞습니다 되게 힐링돼요 이프가 인맥트 영원히 함께해 나나나 들어가자 나나나나뭐 있어? 나나나 나나나 흥하자 다른 걸로 바꿀래? 아니 조금 나나나 그냥 뭐 함께 흥부자 그냥 해로 뭐 다 끝날 수 있는 거나 이랑 임팩트 영원히 함께해 사랑해 나나나